베트남에도 눈이 와요. 베트남에도 눈이 와요? 아니요. 사파에서만 가끔 볼 수 있어요. 아니요. 사파에서만 가끔 볼 수 있어요. 사파 가보고 싶어요. 사파 가보고 싶어요. 눈, 이, 오, 다. 눈이 오다. 가끔, 가끔. 볼 수 있다. 볼 수 있다. 보고 싶다. 보고 싶다.